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어린이집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시작하죠 화재에 대비한 소방 안전을 알아볼 거예요 소방을 위한 설비를 점검해 볼까요? 먼저 소화기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육실마다 한 개씩 비치해 주세요 사용 연원과 압력 게이지도 확인했죠. 스프링클러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을 해봐요. 어때요? 참 쉽죠? 이건 화재를 알려주는 화재 경보 설비죠. 화재 발생을 대비해서 항상 버튼 소리가 잘 나는지 확인해주세요.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요? 대피 동선과 소화기 위치가 적힌 피난 안내들은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죠. 위급 상황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 계단에는 물건을 두지 마세요. 어때요? 참 쉽죠? 미끄럼대와 구조대 등 피난기구도 미리 작동 여부를 점검해 놓아야 돼요. 참 쉽죠?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빨리 큰 소리로 주변에 알려주세요. 불이야! 불이야! 119에 신속하게 전화를 걸고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신고를 하세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대피를 해야 돼요. 어때요? 참 쉽죠? 이번엔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드리죠. 소화기를 내려놓고 안전핀을 잡아당겨요. 한 손은 노즐, 한 손은 손잡이를 잡고 불을 향해 힘껏 뿌려주세요. 실내에서는 꼭 추리물을 등지고 사용해야 돼요. 어때요? 참 쉽죠? 이제 전기안전 사고 예방과 대응법을 알아볼 거예요.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콘센트 관리, 연결 배선 관리, 분전망 관리, 냉난방기구 관리. 콘센트를 살펴볼까요? 플러그가 정상적으로 꽂혔는지, 그을음은 없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물 묻은 손은 놓 안전 커버를 사용하면 좋아요. 냉난방 기구 관리도 궁금한가요? 선풍기와 같은 냉난방 기구는 꼭 전원을 분리하고 덮개를 씌워주세요. 화재 위험 이 있는 전열 기구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인화성 물질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건 차단기 등이 설치된 분전만이에요. 감전 위험이 있으니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콘센트와 전기 배선, 누전 차단기 등 항상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어때요? 지금 쉽죠? 가스도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스를 사용하기 전 창문부터 열고 환기를 시키세요. 조맛이 불이 붙었는지 확인은 했나요? 사용 후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이런 가스가 누출됐나요? 연수기의 코, 중간 밸브, 용기 밸브로 모두 잠그고 환기를 시켜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가스공급업체에 연락해 점검 후에 안전하게 사용해 주세요. 어때요? 참 쉽죠? 좋아요.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까지 이 바바저씨를 따라하니 어렵지 않죠? 미리 예방하면 어린이집 실내 활동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볼까요? 어때요? 참 쉽죠?